아이고 아이고다 미안해 야 삐뚤어졌다 잠깐만 됐어 합니다. 음. 생각 안 됐니? 그러면 그냥 이것만 여보 그냥 이것만 할게 성호 걷는 것도 웃긴 것 같아 옷 안 바꿔 입어도 되나? 아옷 바꿔 입어야지 하지 마라잉 구름이 왜? 우리 나리도 한번 해볼까? 나리도가 뭐야? 어, 나리도 있잖아 원, 투, 원, 투, 쓰리, 포, 원 우리 저기 왕보라핑 한번 해볼까? <laughs> 아, 안해 한번 해봐 안해